솔로면 돼 노래랑 내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<clears throat> 먼저 할 사람 나한테 펜좀 줄래? 다음 누구 할 거야? 네, 다음할 사람 준비해놔. 네. 야, 안 끊기게 바로바로 바로 니들끼리 알아서 정해갖고 바로바로 나와 보세요. 네,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<clears throat> 안녕하세요. 이거 언제부터 연습했어? 방금 연습했어. 방금 연습했어? 방금 정한 거야? 네. 방금 정한 거야? 네. 그 전에 뭐, 뭐 하려고 했는데? 그 전에 원래 박진영 선배님 네가 사는 거 근데? 이게 약간 곡 적을 때그 오늘 아, 오늘 정한 거야? 네. 언제 내 어, 이거 언제부터 하라고 정하라고 했어요? 안들리니 언제부터 정하라고 했어요? 화요일? 평가는 언제예요? 다음 주 금요일날? 나 그거를 지금 정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할 수 있어? 미리 안 하고? 원래 다른 분께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근데? 그게 안 맞는 것같아 그걸 당장 오늘 바꿔? 미리 안 바꾸고? 그렇더라 다음 바로 바로 하라고. 네. 너는 내가 그렇게 서 있으랬냐? 고맙습니다. 기다려봐. 너 뭐뭐야? 네, 어, 김범. 보컬은 김범수 선생님의 끝사랑하고 카니발 선생님의 거의 꿈하고 신용재 선생님의 너야 일단 세곡 연습해봤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뭐 먼저 할 건데? 끝사랑 공부하겠습니다.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딴거 네. 버려지고 찢겨 난무하여도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들은 누군가가 눈물을 비웃을 내등 위에 그 네. 야 하는 애들은 여기서 움직이지 마. 네.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항상 자라고 있어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눈빛이 자꾸 손짓이랑 뭐 그런 건 안 해? 지금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연습도 실제처럼 하라니까 네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어? 책 중에 뭘 제일 자신 있어? 거의 거의 예쁩니 어? 거의 예쁩니 또박또박 크게 얘기하라고 거위의 뿐 우리가 왜? 어 조금 더 가사에 맞춰서 제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거다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위의 뿐 뭐